Huh? 120만원 와우 내가 너랑 어울리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15,900원 둘셋 어머 좋아 너 용맹스러운 거 아, 아. 알았어 너 이거 폭탄으로 이제 다 부셔버리겠다 아 머리에 새 달고 아. 약간 이거 자연을 좋아하니까 <laughs> 오늘 에코백 메고 오셨잖아요. 그래서 에코적인 느낌으로 아, 나도 있어 유나. 너무 네. 사랑이 많으니까 여기 <laughs> 사랑이 이렇게 크잖아. 어. 사랑을 개타겠다. 아 개타겠다. 아, 근데 왜 머리에 이렇게 풀이 자라는 거야? 아 <laughs> 꽃을 꽃을 달고 다닌다. 아, 꽃 달고 다니긴 하지. 어, 그렇지 그렇지. 어. 어, 상처만 남았다. n o <laughs> 이거 돌아가는 거였어? 모빌 같은. 너무 너무 수동인데? 애기 엄마들이랑 아빠들이 힘드네. 맞습니다. 네, 네번째 갑니다. 승마의 취미를 들리신 유정아 씨. 어 말을 굉장히. 오. 뭐. 지금 주먹머리 하셨잖아요. 어 약간 어 철판에 나오는. 든든하게 먹어요. 다 합쳐서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아 사과? 넘버쯤 연락 주세요.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 한번도 안 돌아가죠. 안 좋더라. He's playing in trees. 안 된다 어, 갑자기 너무 좋아지네 진짜 좋겠다 근데 애들 신났네 Bye.